I did things for you. Damn, I feel extremely high. 저 요거 두 개랑 1번, 2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두잔 네, 준비해드릴게요. 로제랑 레드 중에. 어떤 거네? 저 로제요. 로제도 담으세요. 준드릴게요 1번, 2번. 맛있지? 아. 맛있 되게 잘 구우셨는데? 남편이 아까 열심히 구워 굽고 갔어. 음. 맛있겠다. 아, 역시 고기는, 그치? 맛있어, 맛있어. 가자 가자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 언제 갈지는 아직 안 정하고 가자 가자 그래요 어 그러면 그, 그, 때 오라고 나 아. 설치하고 합의한다고 Close to me, yeah. Baby, close to me. Baby, come to me. Uh. Baby, you just keep trying flowers, you make me high Yes, you baby There's no problem aiming my lips for yours My lips to you Since we've been drinking, I keep my eyes 요만큼 어제 식사 중이에요 지금 요리 진짜 잘하시는 거 아침에 요거트밖에 안 먹었어 배고프고 마지막에 너무 짧게 갔고 밤새면 막 이렇게 저를 얘기하다가 막 좋아하는 가수들도 너무 비슷하고 막 제일 어디다 아. 거야 그래서 완전 급진해져가지고 맛있어 요리 되게 잘하시는데 근데 그리야끼 소스도 반전 비올 때 먹고 진짜 맛있는데 약간 비올 때 최고인 소스 음, 음, 음. 메뉴 세 개를 먹은 거 아니야? 감바스도 그거 좋아 좋아 좋겠다 나나중 이제 그게 딱 진짜 막 그거 자유형 팔 다음 주부터 자유형 이제 들어갈게요 할때 팔아서 아 진짜? 어 다리만? 어 아,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나 완전 그 맨날 조깅하고 해가지고 네. 다리 근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내가 한번 하니까 한번 네, 네, 잘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진짜 빨리 된다고 발전이 잘하지는거 같아. 어, 그래서 그냥 보통 처음에 하면 레이저까한 방에 못 가잖아. 시작을 보면은. 근다한 방에 가버리니까 선생님 발전 진짜, 진짜 빨리 된다고. 아, 발차기를 잘한다, 배워고 잘한다고. 아예 발로만 해야 되니까. 응. 네, 거의 배워가 발로 해야 네, 되니까. 나에게 맞는 거야, 가니까. 같은 먹었는데 맛있다 아, 여름엔 이런 게 짱인 것 같아. 그지? 여름에는 진짜 토마토 없어서 못 살고, 못살 upon a time Now it's time for you to hold me When you start loving me my eyes on you every time, every time And it's my pleasure, baby Cause you are my love Love Cause you are my love 맛있는 걸 먹지만 느낄 수 없어 아니 맛.. 아 근데 to me.